위로 올려야죠. 아, 위로 올릴 필요가 없지. 밑으로 내려야지. 아, 그래요? 아닌데 위로 올려야 돼. 그지? 그 다 틀려도 상관없어 아 되지 자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은 뒤에서 위 뒤에서 해야 되겠는데? 위에서 잡아야 되는데 상을 입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끼는 거야 그게 또 고무야? 어 고무로 근 여기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 손상이 되니까 손상이 될까? 글지 긁히고 막 이격 이격 생기고 그러니까 작은 거 있고 이렇게 작잖아 작은 고 저거에 맞게 나오는 거 아니야? 이게 그러니까 이거 최대한 이거에 딱 밀착이 되게 뒤에 번호가 써져 있어 1번 2번 막 볼 정도로 돼요? 응, 충분해. 고무가 꽉 음. 잡아줘서 어느 정도만조여주면 충분히 이렇게 잘 되잖아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위로 올려야죠. 닭이라고 생각하면 요 정도? 머리 머리 사이즈라고 생각하면